논스탑 한번 해볼까요? 예. 멈추지 마. 예. 예. 예. 예. 드디어 내 차례인가? 그런 베스트에 서있어 the machine 나 지겨운 flash 지나치게 매력을 늘리지 I don't give up 빛이 보이는 길로 멈추지 않고 달려가 못 느끼지 피로 계속 계속 과속해 요남들이 보게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We don't stop 따라와 yo 바로 와 no 답답한 답은 없어 okay yo 다 부러지켜만 우리의 시작 아무도 절대 못 막을 테니까 I can't stop, I can't stop, you just keep o i n g 두근 심장 속 끝나는 벌써 제레 제레 제레 제레 제레 너가 can't s t o 지 우리는 don't stop 비켜라 비키 결정을 막을 수 없다 반짝 빛나는 우리 둘은 stop 비켜라 비켜 끝까지 가면 또 stop 지금 밤될 때까지 하루 종일 난 바쁘지 이렇게 돌돌 쿵대는 심장 속 끝나는 벌써 찌르 찌르 찌르 찌르 찌르 완벽했다 멋나지 우리는 독사 비켜라 비켜요 전면 막을 수 없다 바짝 빛나는 우리 들과 비켜라 비켜요 끝까지 가자 독사 두 손을 위로 손바닥을 마주쳐 세상 교신이 나지 추는 방법 어머나 몰라 새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스타일 그녀의 엄두조차 못해 아예 지금 하든지 말든지 신경 나세요 그냥 지켜만 바라봐도 니 가세요 기어가도 내가 당이 엎어져 아무 일 예, 없던 것처럼 거지 Take my breath, take my breath 어 바쁘지만 내가 네 있는 거 재밌는 데 내가 원하는 모든 거다 이루고 말 테니까 You don't care about me 앞으로 지켜봐 우리의 시작 시작 조만줄 테니까 I can't stop, we can't stop, we just keep Going, going! 내 심장 속은 나는 벌써 비켜라 비켜 열정은 막을 수 없다 반짝 빛나는 우리 둘다 비켜라 비켜 끝까지 간다 독사 끝까지 간다 독사